쓸데없지만 알고 싶은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탐구입니다. 금은 왜 희소성을 가진 금속일까요? 이는 지구 생성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지구가 생성되었을 당시 지구에는 금이 무거워 핵으로 가라앉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표면 온도가 내려가며 지각이 생기고 미처 가라앉지 못한 원소가 지각에 남아있는데 그게 지금의 철, 금, 은, 주석 등등입니다. 현재 발견되는 금은 이때 생성된 금이며 이 금들은 대부분 바다로 가서 채굴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금이 높은 비율로 이루어진 금광석을 발견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채굴된 금은 올림픽 수영장 3개 반을 채울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